애지중지 물고기 보러 갈까나? 어? 애지중지 애지중지 이제는 포기했어 중진 중진 중진 물 마셔 중진 이거 봐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이거 누가 잡나? 잡나 누가 잡나 누가 잡나 누가 누가 이겨볼까 이겨볼까 대중 이거 이거 이거 뭐야? No! バイバもう 回家。 qualquer coisa.